콩밭에 영양제 주러 갑니다 배추심을 <laughs> 짜리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구배가 져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쪽으로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경사가 이렇게 쭉 져있는 게 보이십니까? 이렇게 밭장난을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밭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가 다 달려있는 바람이 거기는 왜통 비어있나요? 배수가 안 되고 물이 차면 이렇게 콩들이 다 삭습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콩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자를 불러서 경사를 잡고 물 배수가 배수의 중요성이 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배추심을 짜리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구배가져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는 쪽으로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심으신 거네. 올해 어, 콩 작업하고 난 다음에 도자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이제 아셨구나. <laughs> 여기도 뭐 경사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? 그렇죠.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저런 상황이 안 생기겠죠 아무래도. 어, 네. 태풍을 네. 두번 맞은 그 겪은 배추밭이거든요. 아 태풍을 두 번 맞았어요 여기? 네, 두 번의 태풍이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지금. 그래갖고 지금 배추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요? 어린 잎에서 바람을 바람이 워낙 센 태풍이 두 번 지나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. 깐난애기를 태풍에다 내놓은 거하고 똑같은 아. 거니까 어느 정도 지금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늦어도 요즘 뭐 불이 밝은제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자재들도 조,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음. 얼마든지 또 따라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경사가 이렇게 쭉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? 이렇게 바짝난을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밥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 구미관내에 그 CJ랑 계약하는 그 영농종합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랑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CJ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. 계약재배? 네, 계약재배입니다. 많이만 키우면 된다는 계약재배. 잘만 키우면 돈이 되죠. <laughs> 원래 제가 알기 여기가 마늘 밭이었는데 네 마늘 캐내고 난 다음에 이제 콩을 심은 겁니다 아. 왜 마늘 다음에 콩을 심었습니까? 어 마늘 해내고 난 다음에 콩을 심고 그 다음에 11월 초경 11월 초에 콩을 수확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대비 넣고 비료 넣고 해서 바짝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양파를 심을 겁니다 아 여긴 양파를 심으실 거예요? 이제 될 수 있으면 어 조건만 이렇게 갖춰진다 그러면 한 작물을 똑같은 작물을 연작을 안 하는 게 농사를 최고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 했던 자리는 뭐 양파 그 다음 감자 그 다음 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짓기를 해서 어, 한 작물을 한 3년 정도 4년 정도에 한 번씩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농사가 제일 잘 됩니다 아, 이 정도면 수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? 어, 평당 키로 수를 저희가 따지면 조금 이게 파종이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거든요 농사 잘 지으면 평당 한 1.5kg에서 1kg 상간 여기 지금 전부 다 콩이 될 거거든요 전부 다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전부 다 11월 초순경 되면 이제 콩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숨지르기를 해가지고 그 키를 많이 안 키웁니다 콩밭이 보면 이거보다 그냥 겉보기에는 훨씬 더 잘 된 밭들이 그 잘 돼 보이는 밭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빛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 콩 수확량이 콩을 익혀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콩 수확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키를 댈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나지막하게 키우고 예, 네, 키를 작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놀골이 이렇게 모여야지만이 햇볕이 났었을 때 콩 하나하나에 그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확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지를 많이 벌게 해서 꽃을 많이 피게 해서 꽃 수정률을 많이 높이고 그 다음에 콩 알을 많이 달아야지만이 수확 소출량이 많이 나오겠죠 콩밭에 영양제 주러 갑니다 <laughs> 콩이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질 않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계 가지고 하면 한번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그 순이 올라왔었을 때 한 번 카팅을 두 번 해줬습니다 지금 음. 두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볕이 콩 안쪽까지 그냥 하나하나 빛이 다 볼 수 있게끔 음. 그냥 콩이 잘 있거든요 콩이 밖에서 보면 이게 뭐 콩잎을 따서 제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콩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빛이 잘 들어가게끔 아랫잎에 빛이 그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콩을 커팅을 해주면 메뉴에 있는 질소 성분이라든지 이걸 빨게 되면 이게 자꾸 위로 자라라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지베린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잎을 자꾸 위로 크는데 한번 위에 잎을 한 번 더 커팅을 해서 잘라주게 되면은 이제 콩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썼죠 콩들이 알이 굵어지면서 살이 네. 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인산가리 성분을 주기적으로 또 살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콩을 잘 익힐 수가 있죠 어. 지금 이제 수정이 이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수정도 많이 됐고 지금 굵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요 부스트킹을 치게 되면 전류 이동 양분이 이동을 잘해서 인상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콩을 잘 익혀주고 수정률도 월등하게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닭기가 지금 예. 딱그 쫙 쏘면서 무지개가 빡 떴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콩들이 어, 병 없이 그 다음에 노린재라든지 이런 게 충이 안 달가들고 어. 잘클 겁니다 이제 부스터킹이라든지 이렇게 그 인상가리 계열을 어.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부터는 쳐줘야지만이 키도 우짜라지 안고그 다음에 이제 전류 이동이 돼서 콩 쪽으로 양분을 많이 밀어 넣어주게 되거든요 어.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건강한 콩나물을 맛있는 콩나물을 <laughs> 드실 수 있을 겁니다 CJ에서 <laughs> CJ 콩나물로 네 CJ 콩나물 사 드시면 저희 농장에서 어. 키운 콩나물이 식탁이 올라가는군요 식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. 네. <laughs> 뿌듯하시겠어 네?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수확하는 날 네, 수확하는 날 네, 수확하는 날 또 한 번 더 오시죠 그렇죠. 아, 일단은 <laughs> 콩을 좀 얻어가는 <laughs> 걸로. 집에서 콩설이, 집에서 걸로. 콩나물을 키우시게? 아 좋은 생각이네. 콩나물을 키우도록 이거를 가져다가 제대로, 키워, 제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